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유착이 심했거나 수술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조금 더 회복이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다르고 첫 수술에 되게 많이 뽑았던 경우는 이제 피부랑 근육이랑 되게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그때 되게 얇아요 그 상태에서 유착이 생겨버리면 유착 자체가 되게 오래 가고 생각보다 재수술할 때 그 유착을 떼어내는 과정 자체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이죠 네. 지방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여서 나이랑도 상관이 있어요 유착이 되어 있는 부분은 떼어내기 고 페인 부분은 주변 지방들 좀 정리를 하면서 다른 부위에서 이식을 할 지방을 뽑아서 이식해주면 조금 더 고르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